뭐야? 이렇게 끝이에요 어? 이거 한 번 터치해야 돼요 여기 안으로만 넣으면 돼요 형아해 말어 해와 이거 되면 진짜 대박이다 나 벌써 3 0원 왔다 오 왔어 왔어 아이고 뭐야 이런 거 자세히 다시 나오는 너무 얇게 너무 얇게 끝이야? 아, 쭉 눌러야 되네. 아, 진짜. 쭉 <laughs> 눌러갔다. <laughs> 어. 어. 아, 얘 힘이 없어, 얘가. 아, 나, 아니다 써, 나오네 10만원 쓸 거야. 아, 니 잠깐 기다려봐요. 잠깐. 우리 광고가 나오는데? 나 한번 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.